네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아, 오늘 가지고 온 생선은 좀 특이한 생선이에요 바로 노란 가오리를 가지고 왔습니다. 가오리 중에서는 꽤 맛이 좋은 그런 가오리로 알려져 있고요. 음, 통영에서 제가 기본 손질을 좀 어, 해서 받았어요. 그러니까 지금 요거 한 마리가 한 1.8kg, 그래서 좀 두 마리가 4kg가 조금 안 되는 이제 그런 사이즈가 되고요. 이 노란 가오리 꼬리는 독가시가 있어요. 지금 보시면 꼬리가 없죠. 그래서 배에서 잡자마자 제거한다라고 하네요. 그래서 꼬리가 잘린 채로 받았습니다. 이 장갑을 끼고 손질하는 게좀 음, 편해요. 예, 지금 이 가오리는 방열을 완전히 다 한 상태로 어, 받아서 조금 편하게 에, 예, 손질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가운데 아래쪽에 내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날개 쪽은 회로 먹고 가운데 뼈가 있는 부분은 탕이나 찜으로 이제 먹으면 음,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란 가오리는 점액질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에, 예, 칼로 긁었을 때 많이 나와야 되는데 봤더니 이제 점액질까지 다 제거를 해서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점액질 제거할 때는 이제 칼로 이제 긁어내거나 아니면은 수세미 같은 걸로 이렇게 막 닦아서 어 제거하시면은 이제 편하게 제거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럼 이제 가오리 내장을 네 손질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부분이 렇게 배예요 그래서 배 모양대로 칼집을 넣어서 어, 잘라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장이 네 칼로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이제 해주시면 음, 됩니다. 그래서 아랫부분에서 칼을 집을 넣어주시면 어, 내장을 좀 다치지 않고 어, 쉽게 예, 좀 꺼내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좀 천천히 예, 이렇게 내장을 건드리지 않고 어, 잘라주시면 됩니다. 자, 이 부분 이렇게 잘라서 내주시고요. 그럼 이제 가운데 이제 노란 거 보이죠? 예, 이게 바로 이제 간이에요. 이제 간이 맨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음. 그래서 요 노란 가오리는 이 모양을 간 모양을 잘 살려서 꺼내면 돼요. 그래서 이제 윗부분에 좀 이어진 부분에 칼집을 넣어서 이 모양 그대로 어, 잘 꺼내주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 이렇게 칼집을 넣은 다음에 이렇게 톡톡톡 이렇게 치면은 이제 간만 쏙잘 어, 빠져요. 자, 간은 모양대로 자 뺐습니다 자 으깨지지 않고 잘 나오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붉은색 보이시죠 이거는 아, 그 노란 가울의 그 지라 네 지라라고 어, 지라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이 지라를 나중에 회로도 먹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어, 신선할 때 이제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요것도 따로 빼냈고요 뭐 내장은 뭐 수육으로도 먹기도 한다는데 예, 저는 이제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장을 다 제거해 주시고 자 이제 간을 손질해야 되는데 간 범, 가운데 보면 이제 초록색이 있죠 저게 쓸개예요 그래서 요 쓸개는 이제 잘라서 어, 버려 주시면 됩니다 간 같은 경우에 그 쓸개가 닿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간은 이제 냄새가 잘 배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, 쓸개 예, 제거해 주시면 되고 이건 다른 녀석 간이에요 <laughs> 네 근데 이게 조금 더 컸어요 간이 그러니까 생각보다 몸집에 비해서 간이 굉장히 큰 음, 편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회로 쓸 부분을 잘라 아, 줄 건데요 어, 이제 날개 부분 살 있는 부분만 이제 회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연골로 되어 있어서요 자르는데 뭐 어렵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칼로 쓱 잘라도 어, 잘 아, 자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몸통 쪽에서 살이 많은 부분은 이제 찜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뼈가 있는 부분은 탕으로 사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탕 끓이실 때 너무 오래 끓이면 국물이 탁해지거든요 네 그건 이제 가오리 특성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탈피를 해볼 거예요 그 이제 겉에 끝부분에 있는 그 부분은 잘라서 이제 버려주시면 되고요 어, 탈피를 할 때 지금 이제 이 가오리는 좀 작은 편이에요 근데 가오리가 큰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럴 경우는 지금 이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각을 내서 이제 해주시면 돼요 조각을 내서 이렇게 손으로 장갑을 끼 장갑을 끼고 손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손이 좀 많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뭐 할 수는 있지만 이거 조금 이제 어려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뭐 우리가 새꽃이 이제 손질할 때 보면은 그 집게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집게 같은 거로 사용을 하셔도 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집게 사용을 하는 게 제일 편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잡은 다음에 쭉 잡아 당겨 주시면은 예쁜 모양으로 잘 벗겨집니다 자 근데 이렇게 가오리가 작은 경우 있죠 이 네, 정도 음, 사이즈 되면은 이렇게 조각내지 말고 한 번에 벗겨주는 게 이제 작업하는데 예, 빨리 예, 하실 수 있어요 잡고서 쭉 잡아 당겨주면 약간 그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쾌감 같은 게 있어요 벗겨질 때 네, 재미있습니다 그 끝부분이 잘 안 집힐 때는 칼집을 살짝 넣어주시고 이제 그 부분을 집게로 잡아주시면 돼요. 네 이렇게 해서 탈피를 다 했고요. 그 다음에 썰어 주실 때는 연골의 결의 반대로 썰어 주시면 돼요. 음, 너무 두툼하지 않게 적당한 크기로 어, 잘라 주시면 되고요. 음, 지금 이제 그 끝부분으로 갈 때는 조금 얇게 썰어 주시는 게 더 좋아요 네, 뼈가 많은 쪽은 그래서 지금 결은 이제 이렇게 모양을 하면은 약간 그 붉은색 그 색깔이 굉장히 예쁘거든요 이제 그 결이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간은 이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주시면 돼요 이 간을 잘랐을 때 피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간 속에 혈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해동제나 이런 거에서 잠깐 올려 가지고 이제 간에 피를 좀 빼주시면 좋아요 네, 다행히 이제 간에서 피가 안 나서 어 제가 이제 바로 썰어 가지고 올렸습니다 굉장히 기름져요 네. 그래서 많이 드시는 건 좀 별로 안 좋아요 제가 좀 탈이 날 수 있거든요 제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간을 조금 썰어서 올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거 지라 아, 이 부분 겉에 있는 맛 같은 거는 제거해 주시면 되고 요것도 어 썰어서 올려주시면 되는데 감보다는 좀 단단한 그런 느낌이에요 음. 이것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 신선하지 않으면 내장은 안 드시는 게 좋아요 특히 여름에는 이제 내장 드시는 건 조금 음,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, 남은 간은 나중에 탕에 넣어서 먹었어요 이렇게 해서 노란 가오리 회가 이제 완성이, 완성이 되었습니다 색이 예쁘게 나왔죠 그 결에 보시면 이제 붉은색이 있고 또 흰색이 있고 이제 그래서 좀 어, 예쁩니다 자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, 가오리는 초장에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그 식감이나 이런 게 정말 좋아요 네, 입에 착착 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. 그러니까 겉에 그 살은 좀 부드러운 편이에요. 그리고 연골은 굉장히 그 오독오독하는 이제 그런 식감을 가지고 어, 있어요. 그 연골 씹는 재미가 있다고 할까요? 네, 그런 재미가 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지라를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음, 꼭 그 소간처럼 생겼어요. <laughs> 네. 그래서 특별한 맛은 없는데 음, 그냥 소생간 먹는 그런 느낌? 네. 네, 신선하기 때문에 신선한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자 이제 노란과 오리간 자, 요게 정말 별미거든요 네, 이게 입안에 딱 들어오면 부드럽게 싹 녹아요 그리고 녹진하면서 고소한 그런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많이 먹으면 이게 너무 기름지다 보니까 설사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네, 그런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이 간이 정말 맛이 있습니다 네 오늘 노란 가오리 손질하고 회로 먹어보는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네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